뭐 특별한 기억이 있냐고 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네. 대학 2학년 때 네.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야가 양반이 야 때문에 야 대신 갔구나 엄마가 그러더라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지. <laughs> 야 <laughs> 이게 잠깐만. 네. 야 잠깐만. 형님. <laughs> 예, 형님. 야, 형님. 나는 화면에 많이 보지만 예. 행사하면 못 먹어야 되더만. 형님 살이 많이 빠졌네요. 아, 그런가? 옛날보다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laughs> 형이 영호야. 네. 여기 우리 한해 선배입니다. 아, 그래? 어, 네. 형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영호입니다. 아, 이정재 네. 역할을 아, 했던. 네. 진짜 학교 다닐 때 신혜는 한해 후배예요. <laughs> 한해 후배인데 그냥 여기서 그 형이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저도 형하고 비슷한 추억이 있어요 형님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에 초등학교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수업 듣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음. 어, 집에 가긴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형님 어떻게 갔는지 예,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막 약간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예, 갔는데 어. 저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고 현장을 뛰어갔더니 아버지 시신이 바닥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상자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상자에다가 주셔가지고 예. 너 혼자 갔었니? 예, 저온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왔죠, 같이.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는 왼발로 뛰어오셨던데 음.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왼발이 다 찢어지셨더라고. 제정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기억해 보면 어머니는 왼발로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는데 발에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맨발로 뛰신 거예요. 예. 네가 몇 살 때? 저는 14살인가 14살. 아, 예. 아주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했을 때. 근데 그때 음. 제가 육상부였거든요. 그때 육상부. 달리기 잘할 때 했는데. 음. <laughs> 예. 예. 비슷해요. 가끔 아버지 생 예, 지금은 이제 좀 네. 많이 나죠. 왜냐면 이제 나이 먹을수록 좀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좀 생각이 나고 음. 작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음. 아팠을 때 특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이 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마음 네? 항상 그게.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지 옛날. 아, 어. 네, 네. 아버지하고 아. 아버지하고 저하고 19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우 14살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음. 아버지가 그때 33살인가 엄청 어린 나이에 들아가셨어요 아버님도 잘 일찍 나가셔가지고 아, 그, 난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네. 물론 너도 모르게 무, 무의식적으로 예, 예.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예, 예. 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대단 근데 이게 보니까 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음. <laughs> 아버지 그대로 가진 성향을 받아가지고 음. 예. 아. 세월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이해는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세월을 이해 못하는 것만큼